감사합니다. 와, 뽕아빠. 아, 오늘 만 원 준비했어. 지진 가면 된 것 같아. 여자는 섹센스 1호. 오나 처음 이런 거 봤어 이거 이거 이거 뭐뭐 뭐, 뭐 나올 거야 500원은 오 야 지금은 러터리 이렇게 싸와 하나 둘 셋넷 네,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공이 있어 음, 아, 처음이에요 난에 너무 힘든데 헐 아니, 촉발. 안녕하세요, 요리 좋아요. First of all,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So, what is VPN for?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While you're outside using public Wi Fi, your personal IP will be exposed without using VPN. So, I also use Surfshark VPN myself to protect my personal information and search history. Surfshark has over 3,000 servers in 6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ould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learning another language, Surfshark VPN would be very useful. Also, you can watch their restricted YouTube videos by changing the country's servers. Isn't it amazing? Price is also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link and discount code down below. By using my discount link down below, you can get an 83% discount and 3 months for free. What are we waiting for? <laughs> 시장에 가자. 어, 우리 여자했다. 와, 아, 순대, 아, 순, 순대다. 고구마 시계 보여.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호박 시루타, 무 시루타, 그냥 시루타. 어, 호박 그럼 호박 하나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사장님 이거 지금 먹어도 될까요? 응? 네, 지금 먹... 먹으면 어. 잘라줄까요? 아, 어, 네네네. 네, 네. 이거 뭔가 힙합처럼 따뜻해. 와. 스티밍하아 음. 음. 맛있다 음 카레? 카레 넣었어요 이게 카레 넣고 혹시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요? 오케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이거 맛있겠다 찹쌀 호도아 지금 먹을래?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김치 좀 먹어 아 이거 이거 먹을래? 여기 네 여기 아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 여기에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1인분만 주세요. 네, 바꿔드릴까요? 주 네. 와, 맛있겠다, 이거. 와, 나 뚱뚱한 떡볶이 좋아해. 어, 어, 어. 아, 아, 오뎅. 이거, 이거 맞네. 네, 천원짜리는 있어. 아니, 음. 그게 아니라 500원짜리 있으면 돼요. 에이, 네, 이거 있어. 소스도 엄청 맛있고 소스는 음. 음. 냠냠 소스 맛있다. 사장님 혹시 김치전 어디 있어요? 응? 김치전? 김치전? 뭔 김치전? 아 네. 김치전? 아 네. 쭉 한번 가봐. 전부 치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아쭉 가면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나이네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기정기정기정기정 어, 칼국수 싸돌라. 미쳤다. 야, 역시 시장. 난 나중에 진짜 시장 옆에 살고 싶다. 각종한 떡갈비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맛있을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치즈 안에 치즈 넣어요 어 안에 치즈 음! 치즈 와 처음 음. 봤어요 이거 봤어 하나 아, 하나 주세요 어. 치즈 있는 거 주세요 네네 <laughs> 네. 네. 어. 소스 묻혀줄까 그냥 아, 그러니까 아 소스 무슨 소스 바베큐 있어요? 소스 이건 spicy. 아 엄청 Spicy예요? 어, 음. 바비큐 바비큐 음. 주세요 음. 자, 행복한 바베큐입니다. 네, 행복한 바베 네. <laughs> 드시는 분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네. 네. 너무 똥똥해요, 이거. 네. 어, 네, 천천히 먹어요. 음. 음. 오, 굿. 맛있다. 네. 드실 거요 어? 4,000원? 와. 예, 4,000원 맞습니다. 네, 음? 예? 음, 음, 아니, 떡도 있어요. 이제 장 네. 혹시 무슨 거예요? 400kg? 응. 조금 쪄달라고? 응. 떡이랑 치즈. 음. 음. <laughs> 언니 이거 처음 먹었으면 엄청 성급 받았어 진짜 맛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서 어. 하나 더 사고 싶어요 하나 더 네. 오케이 이거 음. 하나는 고장해요 어? 고장 고장 네, 오케이 집에서 어, 고장 어. 유튜데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아 이름이요. 네, 유, 유리 좋아해요. 어? 유리 좋아해요. 유리 좋아. 어, 유리, 유리 좋아. 음, 네, 어,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유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사장님.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무슨 네. 고기예요, 사장님? 어, 이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예요. 소고기, 네, 소. 초고기. 소. 초고기. 요건 인고기. 아, 네. <laughs> 농담, 농담, 쪼크. 아, 쪼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 네. 김치전 하나 주세요. 네. 많다. 이거 피자. 피자 똑같아. 감사합니다. 네. 와, 비싸다. 어, 어, 고맙습니다. 김치 인사이. 짜장님 이거 소스 넣어 먹어요? 접시에다 조금 떠. 아 조금 넣어도 돼요. 이거 이거 쌈장인가요? 응? 쌈장인가요? 쌈장. 국수 400. 아 국수 400. 응. 아, 국수 400. 그 뭐. 음. 아, 찾았어 찾았어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와 우유 담았어 있어 와 막걸리 맛있었어 아니 소주보다 맛있어 막걸리 약간 요거트 맛이 나왔어 회색 요거트 미쳤다 이거 냄새 엄청 좋아 와, 와, 이 냄새. 와, smells so good. 이렇게 먹어 맞아 수 너무 좋아서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 주세요. 한 그릇 네. 3,000원. 어, 네. 오, 맞나요? 맞나요? 어떡해. 자, 감사합니다. 자, 이건 껍데기나. 네, 어, 껍데기. 응. 아. 이거 없네 어 이거 이거 나 배웠어 이렇게 먹어요 봐봐 하트 오빠 하트 받아주세요 하트 사장님 혹시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은 5천 원. 아, 계, 계산 이슈, 아, 계산 이슈 있어. 뭔또 계좌 이체야. 아, 계산 이체예요. 어, 남은 거 계좌 이체도 될까요? 아니 그냥 5천 원 계좌 이체래 뭐. <laughs> 알겠어요. 오, 사장님 포크 하나 줬어요. 이, 이거 사장, 님 계좌이야 I don't know. 朋友给 donation 他个是呢，伊顾客他不需怕去出去出差问悠悠。